장난이다 너무 막몸무 듣자마자 놀랬지? 어나 약간 어아 찜이 얼마나 쪘겠어 했는데 조금 조금 쪘다 아니 나도 옷 한번 갈아입고 나오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일단 먹을 거니까 지금 옷 사고 싶어서 지금 장바구니에 자르르 담아놨는데 아, 뭐.

다시 받으시 제 채널명이 얼 보여줄래? 여기는 가방도 팔고 제라진안 팔아요 원데이 클래스 하러 왔어요. 그럼 원데이 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 하뚜 우리 참 귀엽다. 있는 거라 좌우반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그리신다면 그시면 되세요. 고향전사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색이 되어 있어요. 이거는 가마솥성 들어가면 다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잘라서 이용하시면 되고 타이트하게 안 자르고 그냥 여유있게 잘라서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. 먼저 유리잔에 들어갈 색지들을 디자인해줘요. 어? 귀여워. 진짜 좋아하고 아 진짜? 나 방금 너무 찐이었어 반응이 어, 그럼 이거는? 이렇게 디자인한 색지들을 물에 담궈주면 색지에 붙어있는 종이가 떨어지고 남은 색지를 유리잔에 붙여주면 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? 그러니까. 왜 이렇게 무서운데? 물 닦으라는 거를 니 거울 거울이 그거이 아니야 바보야 아니 언니 표정이 잘못됐어 되게 슬로모션으로 우 나를 한심하게 찍는 거네 조용히 닦으려고 안 떨어지는데? 아 떨어진다

언니 오디오부터 섭외하잖 않아 겸성이면 좋겠구나 <laughs> 아니 그러기엔 욕이 너무 강렬했다 나름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니까 괜찮다 감성이 한 번씩 파괴되네 짜잔! 진짜 너무 귀엽죠?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행윤의 새로운 캐릭터 딸기 엉덩이코 일상툰 다 하고 있어요 보러 오세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아니 소품샵에서 머리끈을 샀는데 진주귀걸이를 주네요 이게 바로 창조경제 여기는 성수동에 새로 생긴 빈티지 샵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아니 가족 자켓이거든요? 그리고 이 가방 진짜 힙하다 힙해 진짜 내가 MG다 MG 근데 사지 않았어요 전 이것만 샀습니다 알록달록한 비즈가 박힌 시계예요 커도 입장해보세요 들어가 응 들어가 약간 좋아하는 듯 부끄러운 듯 되게 여기 고등좀 단단한 질감이라서 그때 맛있었어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품샵에 왔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쓸데없어 귀여워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시장 같은 신비로운 그런 가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와 나와 나와 용기 있게 들어갔는데 어, 뭐야 밖에 없고 안에 있어 언니 야, 이문 아. 약간 열기 좀 어렵지 않니? 언니가 열었죠 언니 MG잖아 <laughs> 언니 나보고 MG라며 너가 MG라며 어, 나 MG긴 한데 <laughs> 자신 있게 양 아, 그냥 옷가게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좀 큰 옷가게? 아까 본 영상이 다시 나온 것 같다고요? 맞아요.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시 나왔습니다. 그럼 이만 갈게요.